와 확실히 아침에 물 색깔이 진짜 다르다 너무 다르다 와 뜨겁라 <laughs> 너무 얕아? 어. 왼쪽 왼쪽 이제 해변에 들어가야 됩니다 <laughs> 네, 네.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파도가 아, 아! 안녕 <laughs> 파도가 들다 진다 규 어이 그렇겠다.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야? 저쪽이 바닥 아니야? 상관없나? 몰라 <laughs> 왜냐면 위쪽이 더 넓어 보이는데 근데 지금 어 내가 보기엔 그런데 음, 자기가 다리를 좀더피수 있을 것 같아 뒤쪽으로 <laughs> <laughs> 아 똑같아? 啊。